Este miembro del grupo t r e a s r e s un genio. 마이크 그 헤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돼라고 들려서 너무 의식이 해서 가사를 들렸습니다. 석이 있으니까 저는 뭐 걱정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. 루터는 피자 먹고 싶어요. 이거 이거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니? 아수 형 그냥 꺾기만 가는 게요. 유튜브 각이에요 이거는. 섬수 있는 밥이라 해야 되나? 나왔어 아. 고급한 그거 아, 한국인이야 이제 오늘 한옥이 이쁘네요